Ten thousand. Sounds hundred. Shut up. hundred thousand. Ten. No way. One fifty. I've never seen that. What? Ah! にキャッチするのねはいこれは <laughs> 불가사리 아, 응, 불가사리 자 따라해보세요 둘다불 불가 가리 아, 불가사 사사리자 불가사리 우와 조즈 자 육합 해봐 불가사리 불가사리 starfish 자次は 우와 소리 끊어 사자 우와 사자 じゃないんだけど호랑이 도라 はい我が家にもついにはいあの方がやってきてしまいました 일단 저희 목소리 상태만 봐도 <laughs> 이미 그렇습니다. 저희 세명다 한꺼번에 확진이 됐습니다. <laughs> 어이없. <laughs> 정말 조심해서 다녔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로한이도 이제 일단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자가격리도 하고 음. PCR도 잘 받고 음, 음. 잘 이렇게 열심히 이제 폐이 갔잖아요 2년 동안 음. 저희는 일단 이미 3차 접종을 다 맞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음. 확진자가 나오니까 쉬었는데 뭐지 그거 잠수? 키가? 어 잠복기 아 잠복기 잠수는 <laughs> 로하니가 걸리고 로하니랑 같이 있으니까 음. 셋다 <laughs> 한꺼번에 걸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경리 이틀째고요. 음. 어제 밤부터 살짝 그치, 그치. 느낌이 뭔가 오더니만 우리 처음에 걸리기 전에 야 우리는 진짜 일본도 갔다 오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어? 네가 제일 먼저 걸렸잖아 네가 빵! 뭐 여러 이제 막 뭐 진짜 네가 어, 걸렸잖아 네가 먼저 가는데 아빠 탔어 진짜 비행기도 많이 탔는데 정말 잘 피하고 왔어요 동안 피해 다녔는데 동안 피해 다녔는데 어? 한국 오자마자 이렇게 걸리니까 좀 허하기도 맞아 허무 너니 소리 포즈 まあでもしょないなっていう感じなんだけどまあでも結構頑張ったのになみたいな 뭐, 저번 주에 열 막 30%도 나고 난리 나갔는데 신속 항원 검사 검사 아 로아님만 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혹시 몰라서 저희도 같이 할게요 해서 했는데 셋 다 양성이에요 <laughs> 정말 그때는 뭐랄까 육하의 표정을 봤는데 뭐 슬프지도 않고 뭐 아무도 없어 그냥 ちょっなんかが侵入してきてるよね한국와서일주일격리했는데코로나 <laughs> 네. 확진, 확진돼가지고 또 일주일 로안이 39점 몇더 음. 찍었을 때 응급실 전화하니까 대기가 이제 한 4시간?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했어 그때 음, 한번 だから本当に健康に行きましょう 가! 저! 그. 예! 로한이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고 음, 강제 브이로그네 <laughs> 인스타로 유카가 이제 스토리나 막 올려요. 막 이런 상태다. 막 징징거려 유카가. 저 징징이라서. 어, 엄청 찡, 찡거리면 이제 그 찡찡이를 아또 찡찡이 하면서 이렇게 답해주시는 여러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laughs> 정말 감사하고. 자 별탈 없이 우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번더 해. 가! 정! 그!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하나 <laughs> 카메라 확인하지 마또 확인하지 마 아빠 아픈데 너밖에 없다 사랑해 여보 좀 진심을 담아줘 맞아. 똑같이 나이 루아나 가족. 가족. 그렇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할머니. 자 건강한 식사. 아. 하나 바보. 어디갔을까 이러아 이러아 보지마 보지마 벌써 보지마 Bye. 야, 아무튼 왜다 벗고 있냐? 아, 진짜 좀 입어라 입어. 로안이도 아니고 맨날 열려린다고 해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 찍을 수가 없어. 반대가 돼가지고 맨날, 다 벗고 있고. 어떻게 살아요? 隔離3日目ですロ露ンは本当にすごい良くなってね私喘息持ちなんですけどちゃんしげピリなよこうだねでもロハ良くなってよかったねうんうんあの昼は海鮮パスタにしようかなと思います 음, 잠깐만 아리야 수, 어, 음악 꺼져 엄마? 응 음, 저작권 걸려가지고 나 애비 상어? 맞아 애비야 안녕하세요 이런 못난 남편을 진짜 못나 보이죠? 음. <laughs> 못난 남편 잠만 자고 밥도 해주고 루아나 엄마랑 싸우지 말고 해 음.

うん分かった持ってくるね、うんうん、oh, yeah. Oh. これ 못 입는 옷들 음. 구일관에 기부하는 뭐 집에서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정리를 음.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잘해요? 브런치 리스트로 만들어네 정신은 집중이 안돼 아! 하고 싶은 말은 어, 내 안에서 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요? 코랑 목 중간에 이제 좀 염증이 있는 느낌? 죽을 만큼 아파? 어때? 빵! 그래 보여? 음... 이거 하나 줄까? 이거 줄 테니까 루나 여기서 막 하지마 쏘 네. 차예요. 아, 눈 새끼. 맞아. 아, <laughs> 스마세. 그러면 다음은 뭐, 뭐 해? 뭐, 뭐 해? 어떻게 잘해요? 그대로 멈춰라 반짝 반짝 애시가와 어시 어라? 보지세요 보이시 예! 예! 집에 걸어라 이거지 다 했는데 고고시 고고시 같은 소리 하네 고고시 같은 소리야 야! 정리 안 할래 어, 정리 안 할래 잠깐 잠자는 동안에 뭐야 로아리 어디가 어디가 난리 난리야 야이 뭐야 이게 야 이 마카로니가 왜 세탁실에 있어 고고싱 <laughs> 저 로한이 오심에 잘못 심은 것 같은데 だってハドロハンがおしめしないって言うからほ <laughs> 진짜 엉망진창이다 <laughs> 지금 상황 상태 어떤가요 몸 상태가? 음 鼻水が結構出始めた관절이아프고머리가아프 뭐. 어. 음. 쌍남자네. 일단 어우야. 나 모자이크 할게. <laughs> 어우야. 야, 누가 봐도 나영석 PD인데. 어? 안 자는 것 같은데.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오. <laughs> 어떻게 살아요? 이제 엄마 해주고 어. 어. 얼마야? 지금 으아! 응. 자포게 우와 한 야채구이? 야채구이 응. 다음에 어, 소시지랑 네. 두부유부 べよういただきますもらってください乗るな手巻き 빵! 와. 아, <laughs>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으쌰. 으쌰. 아, 아, 아, 담아. 아. 오 마이 갓. 수건 아, 배우면 안 돼. 수건 배우지 마. 아, 아. 어떻게 잘해요? 어, 감히네 제리지 그렇지. 신발도 닦고, 로아니 신발은 로아니가 하는 거야. 응. <laughs> 그렇지. 너희 들어가려고? 겁나 웃겨. 꼬 그렇지. 정신 못 차리는 대로. 이제 돈 먹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렇지. ロアニド臭いあ <laughs> ー足臭い受けちゃうやよ 이첫 카레 와우 타이식 와 갱꼬 갱꼬 <laughs> 와 엄마 음식 마음에 들어? 음. <laughs> 오. 자 아빠도 카레 먹어볼까? 어? 카레에 연근을 넣은 거는 아니겠지? 구멍이 뚫려있는데 감자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야 카레에 연근은 우와 빠빠 음! 굿! 음, 맛있어 나나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삐! 네. 어때?